마귀와 돼지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쳤습니다. 옳이 예수님! 저 사람 옷 하나도 안 걸쳤네요? 악녀아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. 어,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,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?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. 그는 곧 엎드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. 선생님 조심하십시오. 저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도 몸 땅 부숴버리고 마귀에게 몰려 뛰쳐나가곤 합니다. 밤이고 낮이고 소리 지르며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데 저희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름이 무엇이냐? 군대라고 합니다.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. 제발 저희를 지옥에 쳐넣지 마십시오. 어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. 그렇다면 저희를 저 산기슭에 있는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. 가라.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세상에 마귀 들린 돼지들이 호수에 빠졌어. 동네 사람들 큰일 났어요.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쳐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. 말도 안 돼. 자네들 도대체 뭐라는 거야? 맞다니까. 예수라는 분이래.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떤다니까. 돼지떼들이 우르르 막. 어우 가슴 떨려. 못 믿겠으면 가서 봐봐 저거 봐! 저 사람이 있잖아! 내 말이 맞지? 세상에! 빨개 벗고 미쳐 날뛰던 사람이 옷도 멀쩡하게 입고 얌전하게 앉아있네? 저기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이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서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세요.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동네에 널리 알렸습니다.